안녕하세요. 미스터 로드뷰입니다. 마블 팬이라면 모두가 기다렸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습니다. 오늘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특집입니다. Roadview r e d e s Yeah.